좋아요와 구독 아! 이번 판 목표는 10킬 치킨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낙하산 고도 속도 완벽 각도까지 완벽하다 하지만 총이 없었다고 한다 삼척기다 조졌다 다행이다 들어가서 가방을 먹는다 조끼도 먹는다 움프도 챙긴다 아니다 움프는 구랩 터졌으니까 바꾼다 나는 벡터맨이다 벡터가 두장 아 사이가 온다 아 사이가 온다 정말 다행이다 사, 사 이가 주충을 먹었다 다시 한번 벡터로 부즈캠프 제패를 나서본다 들린다 1층인 것 같다 계단에 왔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걸고 기다려 좋아 이제 물어 말하면서 쏘는 건 역시 힘든 것 같다 너무 아깝다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? <laughs> 밤하늘에 별을 떼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9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있으면 피부 많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? 나의 피부 비결은 잘 안 씻어서? 피부에다가 폼 클렌징을 그렇게 자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? 적당한 세수와 몰라 그냥 많이 자서 그런가 봐 세수는 해 세수는 하는데 하루는 폼클렌징하고 하루는 폼클렌징 안해 아 피부 피, 비누가 더 안 좋지 얼굴을 비누로 씻는 게 제일 안 좋아 왜냐면은 폼클렌징이 나온 이유가 비누는 필요한 성분과 다 씻어 다 씻는다 그러던데 가지고 남자분들도 비누로 세수하는 거 진짜 안 좋아 거칠어지고 낙하산이 보인다 얘는 빠르다 큰일이다. 내 주변 총이 없어. 좀 더 가자. 없어. 안녕. 빵. 장전. 아, 다시. 빵. 빵 먹고 싶다. 여기서 나이스 위기다 아니 내가 안심했을 때 오씨 조졌다 빵빵 와 나이스 잠깐만 또 왔다 하나 둘 둘 반에 반에 반 셋. 나이스 빵! 와우 나이스 바닥 나는 펌프 마스터 이게 뭐야 너무 무서워 비행기에 힘을 빌어서 파밍은 했지만 여전히 구상은 없다 사람이 왔는데 양각이 양각 양각이 죽었어 간다 <laughs> 가자 어 여기까지 하자 아 양각으로 죽었어 아 구상 못 봤어 아까 전에